해요 이 재단하는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 재단하는 방법 그리고 박는 방법 이렇게 해볼 건데 이렇게 네, 해보면 그냥 네, 그거든 천천히 박아놓으면 양쪽에 똑같이 가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업하고 링크 인조 링크하고 트림 같이 하고 트림 바지는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건데 기장 그대로 가고 그냥 물고 통은 그대로 해달래요. 9인치짜리인데 저한테 3초 반 3초 9인치죠. 눈이 작은 통하고 허벅지하고 밑에 통은 그대로 가고 엉덩이까지 싹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나갔으니까 이쪽을 뜯어야 되겠죠. 손에 대면. 작은 는지모르겠어 이게 이어집니다가. 그래서 라벤더를 좀 떼달라는 표현이었어요. 중심으로 박아서 끝났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감쪽같이. 이 줄이면 바지를 줄일 건데요. 기장부터 잘라내야 되겠어요. 이 힙이 대충 제가 잡았을 때 이 정도 크더라고요. 대충 잡았을 때. 4인치 되겠죠. 4인치가 3인치가 4인치 정도 되는데 어떻게 즐길 것인가 저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장을 좀 잘라내야 되겠죠 기장이 기장은 1인치만 놔두고 잘라내버리겠습니다 네. 요 나가지 않으면 양쪽 손이 힘들어요. 단이어낼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쪽으로도좀 줄이긴 줄이되 땀에 이렇게 좀 재단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싹 잘라내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있어 이만큼 줄이고 앞기 주머니 쪽에서 좀 줄여주고 앞에 좀 줄여줘 그럼 맞겠죠. 요즘 너무 많이 줄일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되겠죠. 주머니가 물리나 여쭤요. 애가 물리는데, 걔는 절대 물리고. 양쪽에 다 박았어요. 무릎 위로 앞판 줄이고 뒷판도 줄이고 근데 재단하다 보니까 허벅지는 안 줄여주세요. 깜빡 잊어버리고 그래서 허벅지는 다시 재단하겠습니다. 일단 박을 때는 휘어진 거 박을 때는 백로를 박는 거예요. 백로를 빼가지고 박아가지고 넘겨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다른 걸 빼가지고 있어요. 뺄바를 빼가지고 뺄바잖아요. 일단만 넣어가지고 어디서 시작해야 되나? 안쪽에서 시작해야 되겠 겉에서 이렇게 늘어나지는 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쭉 늘어나겠다. 그럼 실이 늘어나는 실로 박아야 되겠죠. 테스트 안에 시접을 잘해줘야 된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a 소매 기장 줄이고 왁기 줄이고 3분 줄이고 허리선도 줄이고 여기는 소매장은 3인치죠. 3인치 저거 빼고 여기는 상동은 1인치 정도니까 표시해 놓고요. 허리선은 2인치니까 2인치 표시해 놓고 뺍니다. 여기도 2인치죠 이 정도 된다고 일단 표시만 해놓고 여기가 안 뜯고 지금 해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절개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안 하는데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소매를 뜯어내서 기장을 2로 줄여야 되겠죠 3인치 정도면은 요놈을 포함해서 3인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소매 기장을 제가 재보니까 24가 나오면 되더고요 다시 죠 이게 완성선이 되겠는데 2인치 라인이죠 이런까지 포함해서 3인치거든요 여기가 점매장인데 이렇게 쳐져 나가잖아요 이렇게 가위질하고 이렇게 그냥 해보겠습니다 끊으면서 1골이가참 문제인데 이제 시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무줄이 안에 안 들어있는데 일단 이걸 뜯어야 될거 같아요 안쪽에를 무슨 옷이든지 하면은 안쪽에를 먼저 뜯어야 되거든요 일단 이 모라를 뜯어내야 되겠죠 けど16個コマンド 스테치를 안 때리는 방향으로 해서 스테치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자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잘라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단한테 여기에서 1인치를 잘라낼 거거든요. 앞판에서 여기 나왔을 때1인치를 잘라내는 여기서 이기잖아요이 선에다 놓고 1cm로 잘라버리죠. 재단하기 쉽게. 비판도 비판 밑에는 6인치 위에는 반인치 그렇게 했거든요 풀로 붙인 거예요, 풀로. 손들 안 하고.